어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아우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약 올리냐? 해치나 아니 시벌 힘들게 잡았는데 왜 up, Kyle! No, what did you say? What the fuck, dude? Step the fuck up, Kyle!